하나 둘셋 텐션업 텐션 뜻입니다 하위 하위 화이트 하위 이 코너는 또 컨닝 방지를 위해서 뭐가 있죠 여러분? 안경 안경이요 안경. 특수 안경 이거 여기 옆에 이거 아, 오랜만이다 최첨단 나사에서 개발된 안경을 와 이거 가져오셔서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거를 쓰고 만약에 운전을 한다 그럼 사이드미러를 못 보는 마법이 생겨요 전방주시밖에 못합니다 아 이게 굉장히 인체공학 적으로 설계가 돼서 오래 써도 코나 귀가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오래 쓸수 <laughs> 이거 홍보 안 해도 돼요 빨리 줘요 허이라고 나눠줘 아네 여러분들 오늘도 업텐션 친구들이 많이 맞출 수 있을지 정말 커다란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도전 아멘 네! 네! 빰빰빰빰빰빰빰 네, 그럼 이제 소소하게 처음엔 버리고 시작한 다음에 시작부터, 치킨 갈까? 치킨 먼저 갈까요? 치킨 하나 네. 치킨 치킨 지난 출연 시 아라벨 코너에서 업텐션이 처음으로 건 간식은 어? 치킨 아닐까요? 아니야 치킨 아, 아니야 아, 어, 치킨이었나? 치킨이었나? 그때 피자도 있었던 것 같아 피자 아, 피자도 있었는데? 피자도 있었어. 그 핫도그도 있었어. 핫도그는 근데 나중이었어. 아 치킨 아닌 피자야. 치킨 아닌 피자인데 우리 한번 이구동성 해보자. 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뭐겠어? 그래, 우린 진짜 난 지금 아, 아 맞아. 아, 물론 김치도 대한민국을 김치. 대표하지만 <laughs> 더안 맞을 것 같은데. 하나, 둘, 셋. 빠밤 빠밤. 오오 오. 오, 오. 그, 네. 근데, 아, 근데 저희 그때 진짜 치킨 했어요 첫 번째 치킨 아, 먹자 치킨, 치킨? 네. 단백질 단백질 저는 결이가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치킨, 치킨 가겠습니다 I like 치킨 음료수 음료수 콜라 콜라가 또 필요합니다 아, 그래, 그래. 왜냐면 시그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음료로 하겠습니다 이번 수록곡 좀 업텐션이 가장 좋아하는 수록곡은? 와. 어, 말하지 말고 써보자. 아, 말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. 그래 한번 해보자. 엎드리면 좋아할 법한 걸로 해보자. 와 너무. 우리가 어렵다. 좋아할 만한 거? 헷갈려 나 두 개가 어, 헷갈려. 습관적으로 컨닝하네. 야 동현아 그거 아니야. 자, 업텐션이 가장 좋아하는 수록곡은 무엇일까요? 아, 수록곡? 아, 꽤나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요. 과연 업텐션 친구들이 마음이 잘 맞을 수 있을지 어, 지금 아, 시청해주시는 분들 많이 모두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 적었어요? 네. 자, 그러면은 정답! 공개해 주세요. 아. 빠밤 빰 빠밤 빠밤 빰 빠밤 공개하라고요. 네. 뭐야? 늘리빈요. 아. 아. 뭐야? 난막 퍼레이드. 퍼레이드. 아, 퍼레이드. 퍼레이드. 나도 이거 두개 할거 있어. 나 빌리빈 하러 갈래. 오케이, 세명 모였어. 3대 4나. 어, 3대 4, 3대 4헷어 음료수 그 드시고 싶으세요? 네. 네. 감사합니다. 빌리빈이랑 퍼레이드를 한 소절씩 불러보면 아, 아, 네. 자, 가자, 화나. <laughs> 그럼 빌리빈이 해보겠습니다. 시작 Yeah, believe in you, you 뭐야? 아, 제가 부를게요, 제가 부를게요, 제가 부를게요 뭐야? Baby, I believe in you, you 언제나 지금처럼만 you 이겁니다, 이거 Yeah, believe in you 뭐야? 아니야, 안 할게요 하나! 어 뭐야? 멋있었어 멋있었어 노래 잘 몰라요 아, 환희 음료 주지 마세요 <laughs> 네 그다음 퍼레이드 가겠습니다 퍼레이드 뭐, 네. 춤추는 불꽃 속에 쏟아진 별처럼 그곳에 너와 나 처음만 있는 예. 밤 음, 아, 축제인 거야 예! 예! 예! 어. 이제 뭐 음료도 있고 후식 후식, 후식 크로플 크로플 응. 이 가사를 듣고 노래 제목을 쓰시오. 어? 와 어? 어렵다. 벌써부터 어려워 뭐가. 너는 매일 밤 달콤한 꿈을 꾸게 해. 응? 저희 저희 가사예요? 너는 매일 밤 달콤한 꿈을 꾸게 해. 나 알아. 나 알아 형 이거. 어 나도 알아. 동렬이 그러니까 알지. 동렬이 알잖아. 야 이거 동렬이 무조건 알지. 이번 앨범에서만 나오는 노래인가요? 그, 그 모르지 그거는. 그 모르. 겠지 아닌가? 아, 나 나도 내가 생각하는 야, 이거 나, 나도 기억난다. 내 파트도 아닌데. 그래 나도 내 파스 어, 아, 어, 어, 그런 거어 그런 거어 음. 하나 둘셋 빠밤빠밤 아, 와! 크로플 달콤한 꿈을 꾸게 해 아연나게 젤리? 동, 샤오가 젤리를 좋아 젤리를 좋아합니다 아 샤오가 좋아하는 젤리 젤리 젤리 데뷔 초 때와 가장 달라진 멤버는 너무 이거 알아 바로 바로 알지 어? 한마디로 말하지 마. 말하지 마. 데뷔 때와 달라진 멤버. 이건 진짜 아, 틀리면은 아, 아 거야. 야, 본인도 본인 써야 돼. <laughs> 본인도 본인 써야 돼. 하나, 둘, 둘, 셋. 빠밤 빠밤. 네. <laughs> 아니 어차피 샤오가 좋아하는 거 젤리니까. 맞아 맞아요. 샤오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? 그것도 맞아요. 맞아요. <laughs> 그것도 맞는데. 뭐가 달라졌어요? 어, 되게 데뷔 초 때는 되게 귀염둥이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한 살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청년 섹시가 됐더라고요. 네. 예. 저 어느 순간 저희 팀에서 섹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멋져 멋져. 좋게 달라졌지. 아 그럼 우리 샤오가 또 애교 담당 한번 해주면 되겠다. 어 오랜만에? 오랜만에 아라TV 나왔으니까. 기, 기대된다. 여기로 어, 와봐. 창피하니까 이러고 하고 다니지 말라고 알겠 동현아? 손 씻었어? 아니 아까 씻었어. 어? 아침에 일어나서 씻었어 아 지금 하라고요? 하나 둘셋 박수 쳐주세요 박수! 마카롱 아, 또 다른 음식 아, 있잖아요 마카롱 좋아. 마카롱 음. 마카롱 음. 마카롱 자 그럼 마카롱을 걸고 다음 문제 주세요 업텐션이 얻고 싶은 수식어는 어, 어 있잖아요 아, 일단 어 이번 이번 앨범 어. 네 글자죠? 음. 나를 떠올려 네 글자야? 네 글자. 그죠 그죠 난 항상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 다섯 글자 아니야? 네 글자인데요? 어? 왜, 왜 다섯 글 어떻게 돼? 다섯 글자인 아 이거 일단 틀려봐 틀리면 진짜 실망이야 아니 우리 이번 활동의 컨셉 컨셉 야아 아. <laughs> 혼날래? <laughs> 허니텐도 다 안다 허니텐도 정답을 공개해 볼까요? 하나, 둘, 셋. 빠밤 빠밤 빠밤. 정답입니다. 얘들아 고마워! 마카롱도 아, 셀프야. 밑에 밑에 다섯 개는 아, 뭐였어요? 나 업스널 컬러인 줄 알았어. 나는 아, 업스널 컬러. 아, 업스널 컬러. 아, 아, 아, 근데 그것도 그럴 수 있다. 맞아. 자, 그러면은 마카롱까지 얻었습니다. 박수! 네. 얘들아 고마워! 그럼 지금까지 텐션 업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